안녕하세요 시무뜸입니다 오늘은 하체를 태우는 루틴을 준비했고요 이건 정말로 역대급 루틴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힘든 운동 프로그램 만들어서 미안해요. 어금이도 화이팅! 이 루틴이 힘들었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